어쩜 내 스타일은 발걸음이 가는 대로 계속 걸을 때 어, 어, 가장 잘 나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어, 원래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 걸 찾을래 마침 비가 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저녁이나 새벽이면 내 생각은 풍부해 아침 해가 뜰 때랑 달러 폈던 꿈은 부풀게 하는 게삶책 몸을 어디론가 숨기고 싶을 땐두 평짜리 방이 찌르려는 것들에 대한 방패 I believe me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는 건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거지 누가 나를 의심하던지 신경을 끄고 가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지만 누가 내 고집을 꺾고 나는 내 걸 만들지 상대의 방을 꺾고 올라가는 건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올라 나가자는 거지 너는 나를 믿어 어쩜 내 스타일은 발걸음이 가는 대로 계속 걸을 때 어, 어. 가장 잘 나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어, 원래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 걸 찾을래 마침 비가 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조금 아껴둔 맥걸리가 둔 모금쯤 남았는 나는 행동을 했기지 않아 맥히 보이지 않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그대로 다 적어놨어 나는 적이 없어 이상하게도 철새들로부터는 내가 먼저 이사하는 걸 걷고 싶은 길로 걷고 내 친구들에게는 내가 남은 건 복이 될 거라고 믿어 영원히 나는 늙지 않을 거라고 믿던 적이 솔직히 있어 월세를 내고 또 막이 아닌 걸로 벌어 한 달을 견디는 건 나랑 어울리지 않는 걸 알아 근데 있잖아 너 나를 그렇게 잘 알아 그렇다면 오답이야 나를 아는 이는 그 누구도 없어 빈잔에다 내 맘대로 따라서 어, 어, 마셔 내 스타일은 발걸음 가는 대로 계속 걸을 때 가장 잘 나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원래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 걸 찾을래 마침 비가 오는 듯해 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어, 어, 어, 약간 취했을 때처럼 몸이 움직이는 대로 대로 가네 본능을 믿어야지 억지로 제동을 걸려 하지 말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느끼고 싶은 걸 느껴야지 다리에 알이 빼가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해 걸어가지 어쩜 내 스타일은 발걸음이 가는 대로 계속 걸을 때 어, 어. 가장 잘 나오는 듯한 막걸리 한 잔을 벌컥 마실게 어, 어. 원래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 걸 찾을래 마침 비가 오는 듯한 막걸리